Thank you. 아니야 아직은 몰라 근데 잘하긴 잘한것 같아 보기는 긴 간격법프 <laughs> 아니야 이거? 야, 이거 거의 뭐야 내.. 어? 뭐야? 설? 파너 죽었어? 아, 야, 난 또 너가 갑자기. 어, 뭐야, 센젤 터졌네? 진짜. 근데, 줘줘 나 금속이 없어 야 스파 있다 우리 기지 <laughs> 야 나나 나 죽인 거 봐봐 구조대를 죽였어 나 스파 있다 나 아, 죽였다니까? 아 쟤야? 또 있다고 또 있네 뭐 대링 한두 번 봅니까? 뭐 그러려니 하자 이제 인성질 <laughs> 봐 아씨 뭐야 너 뭐야 너희들 야얘 이제 기지에서 정모하는데? 렌치킬 두번 왜? 뭐? 하나하나 알았어 대링 대링 뭐야 근데 미친 뭐야 이거 엔트리 조지하고 엔트리가 아니라 다른 새끼가 있는 것 같아 잡았어 <laughs> 줄 알아 잡아 뒤 어, 뭐야 마무리 어, 뭐야 야 밑에 이거 헤드로 180끝났는